뿌염해야 되는데 엘리에용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29분이고요. 오후 5시 29분 아니고 실제 새벽 5시 29분입니다. 음, 말하자면 지금 밤을 샜어요. 완전 개피곤해. 그래서 사람 몰골이 아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지금 새벽 5시 31분인데 되게 갑자기 랜덤하게 카메라를 켰어요. 근데 카메라 앞에 섰다고 이 새벽에 다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그러기가 좀 <laughs>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람 몰골이 아닌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. 그러면 사람 몰골이 아닌데 왜 갑자기 카메라를 켰냐?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있는 이유는 과제 때문은 맞는데 또 그렇다고 과제 때문만도 아니에요. 이게 무슨 말이지? 뭔 개소리야! 이 영상은 거의 편집을 거치지 않은 나의 컷의 상태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. 제가 지금 쉬는 기간이어서 사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싶은데 이번 주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거든요. 한 가지 문제가 제가 멀티가 진짜 안 돼요. 근데 또 스스로 다짐한 게 그래도 지금 퀄런틴 하는 김에 영상 좀 뭐 아무 말 대잔치라 하더라도 이것저것 많이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카메라를 켰고 이런 너무 센 날것에 네, 이런 거를 보고 싶지 않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. 어, 지금 하고 있는 과제는 이거 대본 쓰는 과제인데 사실 저는 게으른 완벽주의자예요. <laughs> 여러분 게으른 완벽주의자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뭔 개소리야! 사실 완벽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진짜 0.0001점이라도 잘 받으려고 저는 과제 전에 교수님께 먼저 피드백을 받 으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완벽하게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과제 제출 전에 어느 정도 과제를 했으면 교수님께 이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, 그리고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시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향대로 저는 고치는 편이거든요. 근데 또 성격이 겁나 게을러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 피드백을 세워라, 내워라 고치느라고 지금 새벽 5시 반이 된 거예요. 네. 그리고 과제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또 같은 날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두 개 더 있어가지고 물론 저도 빨리빨리 해야 될 때는 빨리빨리 해요. 성격 자체가 게으르다기보다 제 생각에는 과제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음. 실제 성격은 되게 급해서 저 걸음도 되게 빠르고 막 그러거든요. 이상하죠? 아, 이거는 내또 네, 다른 과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들고 싶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홈페이지 같은 걸 제작하는데 그런 과제예요. 이거는 좀 하면서 힘들었어요. 제가 디자이너도 아닌데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 막 이런 걸 했어야 돼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꽤 좋은 피드백을 받았어요.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아무튼 제가 왜 이 새벽까지 깨 있는지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만들어 봤고요. 저는 꽤 마음에 드네요. 네, 무슨 한밤의 라디오 같고 좋은데요? <laughs> 여러분들은 제 몰골이 안 좋으시겠지만 <laughs> 다음번에는 제가 멀쩡한 몰골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요. 안녕